어떻게 주민세로 1년에 원 넘게 할 수가 있어 와 진짜 저놈의 공사 진짜 끝날 생각을 안 하네 어제 저녁에 운동 갔다가 들어오는 김에 우편함을 한번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구청으로부터 이제 세금 고지서가 왔어요. 6장. 총 6장이 왔는데 7장인가? 6장이네. 이게 합치니까 8만 엔이 넘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 내 회사에서 매달 어, 뜯겨 나가는 돈이 얼만데 여기다가 추가, 추가로 세금이 8만 엔 가까이 나왔어요. 8천 엔도 아니고 8만 엔이 말이 돼? 아니 뭐 내야 하는 거면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대체 이게 뭔, 뭔데 뭔데 나한테 8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하는 건지 한 번에 뭔지 알아야 알고 나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 케이스에 붙죠 마루라고 적혀있어요 すいません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んですけど、はい、特別区民税納付証っていうのが今数枚送られてきてるんですけど、はい、はい、あのお問い合わせ番号ってあるかと思うんですがはいえっと034091の1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名前をお伺いし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はい、ローマ字で上の名前が、えっとこれ全部合わせて5、6枚ぐらい来てるんですけど、これ合わせるとほぼほぼ8万円ぐらいなんですよ。これいきなりこんだけ送られてくる来たりとかするんですかね。一から4キロのをまとめてお支払いいただく方にあのお使いいただくものなので。あ、そうですね。じゃあ結局払うのは。 500円っていうそうですそうですはいわかりましたあとこれって特別区民税ってどういった税金なのかちょっとさっぱりわからなくて住民税になりますねお住まいの方にかかってくるものになりますね月々毎月あの給料から住民住民税って引かれてるんですけどこれ追加で 私あの確定申告ってされてらっしゃらないですかねあしてます今のお給与手引きされてる会社様のお給与以外のご収入にかかってくるものを今回ご自宅にご通知しているような状態なんですね確定申告でお支払いいただいたのがあの国税の方で所得税っていうもの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うん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いたします。失礼いたします。 네, 다행히 어, 이 합쳐진 금액이었어요. 제가 내야 할 금액은 4만엔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내면 돼요. 이 지역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어, 돈 내라 이거죠. 주민주민아 그래 나 주민 맞는데 그럼 한 달에 주민세를 얼마나 내야 된다는 거야? 한국에도 물론 주민세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은 많이 내봤자 만 몇천 원인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 개인은 지, 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만 원 이내에서 정함 최대 12,500원 N 아니고 원 나랑은 100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매달 회사 월급에서 만엔 가까이 주민세가 나가고 있다가 추가로 이제 4만엔이 나가니까 연금 따로 내야 되고 보험 따로 내고 다 따로 내고 이제 주민세로만 나가는 게 7만 2천엔이다 100만 원이 넘네요 금년에 진짜 밑빠진 독이 물붓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뺏기는 건 아닌데 다른 건 한국이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제일 피부로 확 와닿는 게 세금이랑 병원비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병원비는 뭐 자주 매일매일 아픈 게 아니라서 괜찮은데 매달 나가는 세금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하네요. 우리 언니가 내 연봉의 3배인데 언니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 합친 거랑 내 거랑 비교해보면 은 차이가 별로 안 나. <laughs> 진짜 일본 생활이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돈 나가는 거. 가든지 해야지 빨리 아무튼 세금 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가가지고 또내러가야돼